아까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두 재미 느낄 수 있어 더 알고 싶어 Hey 마지막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은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새로운 미래를 열어줘 손을 놓지 않을게 Just in me Baby I can s e 어. 지금부터 난 널 만나 인터뷰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두운 모습까지도